2021년 1월 2일 신년 특집 2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 바로미 그냥 여기는 가정집하고 옆에가 병원입니다 병원이고 여기가 가정집이에요 여기가 대박이에요 여기서 제가 난리 났었죠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 가정집에서 시작이에요 화면 잠깐 가렸습니다 잠깐만 진입을 할게요 마이콜 테스트 마이콜 테스트 잘 들리시죠 여러분들 잘 들리시죠? 잠시 들어가겠습니다. 혹시 계십니까? 잠깐만 실례도 해 되겠습니까?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. 왜? 어? 어? 예, 예, 감사합니다. 예, 제가, 제, 예, 감사합니다. 계세요. 여기에 피아노는 없어요, 여러분들. 뭐야, 아까 에 오르골이 있다고? 아 옆구리 아비씨 아와아 Well, Ah. 아!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. 어, 하지 마세요. 잠깐만, 가지 마세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잠깐. 어. 아. 혼자가 아니신데. 위치 올리지 마세요. 세서서 이쪽도 네 된것 같아요. 그래 전남 영광이다 이씨. 됐냐? 됐어? 그래 전남 영광이다 이 말한다 엄마 아니요 저기요 누구예요?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따님이십니까? 혹시 따님이세요? 예? 예? 뭐라고요? 있지. 믿지 않는다고? 일어나가지고 큰일 났다 가 오늘 일어나 깡냉이 안 닦았는데 큰일 났네 police line 찾은 곳 가본 적 있냐고 중계방에서 여쭤보신다고? 네, 가본 적 있어요 자 조금 말씀을 조금 잠깐만요 좋습니다 다시 좀 크게 말씀해 주시 이제 장난은 다 치신 것 같은데 뭐야? 와, 눈빛이 들어오네. 영자님 오늘 실례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어, 몸 성하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나쁘신 분들이 아니었네요. 하지만 다음에 왔을 때는 꼭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. 가슴 속에 응어리진 그 얘기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. 누나 그만 나갈게요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